Thank you. Vamos 만들고 싶다 빵을 사랑하는 모임 희율이 밥 잘 먹고 있어? 아유 착해 엄마 설거지하고 금방 밥 Thank you. 카드 있잖아. 그 엄마 아빠 방에 있을걸? 가방 어? 누가? 아니 아니 침대 위에 있어. 아 그 위에 있어. 엄마가 봤어 지금. 엄마가. 엄마 이거 얼른 하고 있어. 전 초콜릿을 좋아한답니다. 열심히 일한 자한테 선물을 줘야지요. 잠시 빵도 먹을 거지요. 빵수는 빵을 좋아한답니다. 무지개 떡도 먹을 거예요. 안 나온다고요? 데다가 국이나 찌개는 그래도 자신은 있는데 Thank you. 야식이다 엄마 먹는 거 찍으려고 나도 이쪽으로 왜? 나 이쪽으로 응, 옆으로 와 엄마 엄마 닭발 먹을래